집에만 있으니 힘들다 맞아 음, 가서 좀 운동 좀 하자 맨날 집에만 이렇게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와 밖에 날씨 진짜 좋다 우리 저쪽 밖으로 해서 잠깐 가볼까? 물도 좋고 꽃도 예쁘고 그니까 나도 미칠 것 같아 진짜 떡볶이? <laughs> 와 나무 나무 이쁘다 <laughs> 오빠가 이거 할 거야 오빠가 이거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다 야, 이거 먼저 해 이거 오빠가 아, 한 번만 비디오 에디 비디오 에디트하기 오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봐봐 짠 하나 둘셋 와! 와! 어떻게 했어요? 다시 보여줄까? 네 알았어 와! 와! 와! 해녀다! 혹시 없어? 어떻게 했어? 어? 어? 어? 아. 오빠 진짜 대단하다! 와! 다시 나오게 해줄까? 됐어! 야! <laughs> 자, 어떤 운동 할까 오늘은?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야 근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야. 逆と。 하나도 못하네요 오 많이 커졌는데? 오! 야너 전에 하나도 못했잖아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아, 힘들 대단하네 우리 공주 이제 팔굽혀펴 진짜 하네 어? 다할줄 알아 다할줄 알아 Hả? Luôn. Hả? 카메라 돌리기 아니야? 땀? 이거라 땀? 응, 땀 나야지. 알았 아, 여기 이땀 나, 나, 나. 뭐가 많이 나왔어? Ha ha ha. 가자. 못 봐. 네. 요가가 못 봐. 똑같지? 봤지? 응. 뭐 있지? 음. 공주 배 <laughs> 사랑해 어? 배 예뻐 나 배 예쁘다고 했지 배, 배만 얘기해서 배만 암나 토킹 도 못생겼어 일어나 가자 <laughs> 오빠 맞춰봐 야, 어? <laughs> 어? Okay,